때 무너뜨려. 바로 밀어. 하나! 왼발 밀어. 왼발 바로 밀어. 다이 손. 어깨 쳐. 직각 직각으로. 나이스! 잘했다. 음에쫓아 넘어가는 거. 어깨, 어깨, 점프. 알겠어? 네! 이게 물구나무, 물구나무. 시작. 물구나무. 그렇지. 어. 시작. 뜨개떡 발떡 진떡 발 보고 깨 깨. 그렇지. 오, 시작. 있네. 어. 시작. 이깨 어깨. 어.